이제 크게 만들까? 육자 저게 뭐야? 이게 뭐야? 무서워? 무서워? 리치 무서워? 어? 리치 눈사람 무서워? 리치 겁쟁이구나 리치보다 훨씬 크다 그지? 리치 일로 와봐 리치 일로 와 하이파이브 해주고 눈사람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눈사람 하이파이브 음. 이 사람 어때? 너도 무서워? 꽝 <laughs>